말 그대로 수술할 때 몸의 크기를 재기 위한 자들이고요. 어, 보형물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재 내 흉곽과 가슴의 크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 자를 이용해서 현재 가슴의 폭을 재는 데 사용을 하고 그렇게 잰 폭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보형물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. 물론 이제 그거를 결정할 때는 피부의 두께나 피부가 늘어나는 정도 그 현재 가슴 모양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제일 기본적으로는 현재 가슴의 폭에 맞춰서 보형을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모양은 이제 이런 모양의 자가 있는데 요거는 피부를 이렇게 잡아서요 피부 두께를 잴 때 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재면은 이게 몇센치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현재 가슴 크기에서 지금 피부 두께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보형물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기구들입니다